사장님들! 오, 어, 성명회원님. 사장님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. 우리가 뭐 훈련소 동기들 그런 느낌인가? 훈련소가 뭐예요? 총 쏘고 막 훈련하는데? 아, 군인들 같이 사는 곳? 그래요. 아, 잠깐만,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끼리 한번 뭉쳐서 해보는 건 어때? 맞아. 앞으로 무슨 게임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그룹을 형성하는 게 유리할 거야. 아, 그쪽도 같이 합시다. 정말 나도 같이 해요? 아, 그래요. 그쪽이 2등병 쫄다고. 저기 괜찮으면은 나도 좀 얘네 일 잘하는 상병 야 우리 팀 구성이 아주 딱 맞게 떨어지네 나도 좀 끼워주려 아, 나는 말년 병장 응?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소리는 좀 빼고 저기 <laughs> 훈훈하구만 저기 괜찮으면은 아, 피곤한 가